기가스예요 사진 보세요 기가스잖아 그 회장님 오실 때 저기 우리, 우리들만의 비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예예 예. 오늘 안 오시면 좋겠다 아싸 경기 초보 oh, oh, 와우 와 13초 나이스